야왜 이래 어떻게 Did it hurt? It's not moving 어떻게 하지? 집안에 데리고 들어갈까? 상자에 넣어놓고 어? What kind of bird is this? 부딪혔어. 꽝 소리가 났단 말이야. Where did it? Where did it? Huh? 나르나? 여기 밖에 갖고 데리고 나와봐봐. 저기다가 올려놔봐. Why is its mouth just open? 글쎄. Is it a baby? It doesn't look like a baby. 베이비는 아니야. 부딪혔어 문에 It's not really about doing anything. 저기다 내려놔봐. 일로 갖고 나와서. 얘가 부딪혀서 그럴 거야. 정신을 차리면 날아갈지도 몰라 애가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응. 탕 하고 부딪힌 소리가 들렸어 아 되게 이쁜데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 그러면은 얘가 날라가고 싶을 때 못 날라가잖아 그지? 너는 물 부릴까 어떻게 하지? 약간 정신이 없는 것 같아 Yeah It's not 그치? really like Oh my god That was a bug. 얘 괜찮니? What is that? 조심해, 조심해. Does it hurt? 이 물이라도 먹어봐. I think it's moving.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, 그치? Yeah. 좀 내려놔봐. 음. 정신 차리고 날라가야지. 괜찮은가? I don't know. It bumped into t s e l f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. 움직인다. 조금씩. 이렇게 놔두면 날아갈 거야. 어? 움직인다 야.